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아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영상 촬영 편집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행 동영상 하나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너무 제 기술이 형편없다 보니 허접해서 지금 부랴부랴 영상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날이 좋아가지고 옷도 몇벌 살겸 어, 쇼핑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날씨 엄청 좋죠 오늘 오늘은 뭐 딱히 없고 영상 촬영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 여기 공원이 하나 있었네 공원 가서 영상 촬영을 해볼 테니 <laughs> 재밌게 봐주세요 <laughs>